じゃあ、もう早速いきますか。もう、もう生えてますからね。本かわいい。はい、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ゆこすんちゃんです。今日は今日は、国際連のゲティ、第7。7か。もう7ですね。すごい。 で、次は、チェジュで、リアルポケットに、はい、それもありますからね。今日は、日本語ができない韓国の男、韓国語ができない日本の女の子の合コンです。そうなんですよ。はい、だから、言語ができなくても、恋愛はできるのか。 みんな、できるよ。できる。頑張って。じゃあ、もう早速いきますか。もう、もう生えてますからね。かわいいと思う。本当、うん、かわいい。かわいい。じゃあ、もう早速いきますか。もう、もう生えてますからね。かわいいと思う。本当、うん、かわいい。えー、なんでこんな、なんか雪みたいじゃん、なんか。なんか、アイドルやっても全然おかしくない。あ、本当ですか。 ちょっと声を大きくしてくれるトゲットを参加した理由は何ですかもともと韓国に興味があって韓国とかに留学行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なかなかコロナの関係で行けなくてアプリとかもやってみたんですけどやっぱし怖くて、で YouTube でいろいろ見させていただいてた中でこういう企画があったのでぜひ参加させ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思って参加しました。 かわいい。韓国語はできませんね。ちょっとしかできないんですね。それがいい。それがいい。できない方がいい、今日は。 <laughs> あとその前に、二人の中で誰が一番好きなの不安も含めてもいいけど。ゆかさんです。ゆかかな <laughs> やろうか。 やる前に質問とかあるなんか、すんちゃんはなんでそんなかっこいいんですかとか。 <laughs> 一応、なんでそんなにかっこいいんですか一一気分悪いよ。何年生まれじゃん ?2001 年で最近本当に二十歳になったばっかです。2001年すごい。 <laughs> ロハンの方が近い じゃ見ないでね、うちらが言う前には。じゃ見ないでね、うちらが言う前には。뭐야? 원훈 씨 보여요 우리 보여요? 네. 네. 우리 장원훈 씨. 아 오늘 내가 먼저 말할게요. 오늘 네. 땡 잡으셨어. 아 그래요?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음, 음, 음.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어, 계좌 불러주세요. <laughs> 계좌 계좌 불러라고? <laughs> 네. 그리고 일본어는 음. 조금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잘은 못하는데 최대한 해봐, 해보려고요. 파이팅! 네. 우리 원원 씨 파이팅 하고 자 오늘 우리의 콘텐츠 응. 음. 일본어가 못하는 한국 남자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 여자 과연 두 분의 소개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될 영상이 될지 아니면 어떨지 <laughs>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부시로 유쿠리 밑에 く다さい 밑에 く다さ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자, 자, 자, 긴장하지 <laughs> 마세요. 자기소개, 남성분부터 자기소개 시작할게요. 자, 네. 하지메 마실때제 이름은 장원흠이고요. 나이는 니주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니온 킹요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있어 이원우 씨? 원우 아, 네. 네, 어. 듣고 있어요. 왜 왜 왜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둘이서만 얘기하는 시간을 아... 자, 스타리 요이 데키마 시타까? はい。 자, 저 권원 씨 준비돼 있죠? 긁지 말고 <laughs> 긁지 말고 세노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일본어 할 수 있어요? 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준비했는데 근데 듣는 거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아, 어. 네. <laughs> 아. 이해 이해하셨나요? 어? 네. <laughs> 아니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시는 건가요? 아, 아 네네네. 조금만. 아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영화 섞어서 바디랭귀지 하고. 아, 근데 저 한국 여자 스타일은 뭐예요?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쁘면 더 훨씬 좋고요. 시장은 <laughs>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이? 대난데스. 네, 좋아하는 스타일. 아, 좋아하는 스타일은 음 키가. 아, 키가 큰 남자요? 네. 아, 큰 남자라면 어느 정도가 高ければ高いほどいいんですけどうんうん u m 몇 센치? 음... 저는 178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good, good, good, good. <laughs> 아, 아. 지가 네. 키가 자, 작은데 네. 키 괜찮아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몇, 스몇 스몰. 센치예요, 키가? 아, 키가 어? 예, 또 149? 오. 스몰. 아, 되게 카와이 하시네요. 아, 아 진짜요?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시장은 취미와 음. 난데스까? 취미와 피아노. 어. 어, 히크 ことで스 What? <laughs> 음악 대학생.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잘 어울리시네요. 네. 내가 봤나? 내가 어. <laughs>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약간 풋풋해 보였어. 어, 원원 씨는 남자스러운 면이 있네. 응, 음, 음. 전혀 당황하진 않은데 그걸 표현 안 하려고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 엄청 당황했다는 거를. 좀 있으면 피날 것 같아요. 피날 것 같아. <laughs> 빵. 자, 너 직장 다이쇼 부대 시작가. 어, 긴장して. 엄청 긴장했대요. 빵. 또, 또 이렇게 멈췄어 카메라가 아니야 멈추지 않았어 아 멈춘 거야? 참 어렵네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일 것 같긴 해 데모 스즈께 다이 말하셨다 지금부터는 번역을 도와드릴 거라서 편하게 이렇 하세요 한국에 뭐 때문에 관심이 생겼는지 한국 드라마가 1번なんで 音楽のビジネスのこととか韓国が興味があってでそこからだんだんハマっていきました。えー、빵 오는 씨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는 씨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 되게 깊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한국에 와본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와,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스무 살에 코로나 왔었잖아. 저런 어린 나이에 참 이걸 음, 움직일 코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제주 모이데요 서상가는 코이 같대 아게를 거라 怖い怖い怖い私の第一印象はどんな感じでしたか 어, 제가 일본에 한 번간적 있는데 그때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었던 미모이신 것 같아요. 와 이거 え 괜찮은데? 뭐? 네. <laughs> ちいちゃん。この、の、잘しちゃんは、원음씨첫인상。あ、確かに気になる。顔がしっかり、にくっきりしてて、すごく顔の整ってる方やなって思ったのと、すごくクール、そうやなって思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너무 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팀장은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다고 하면 네. 電話とかよくしたら大丈夫かなと思います。あ、그러면뭐전혀문제될 건없을것같아요원훈씨는장거리연애를잘 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 순수한 사람이야. <laughs> 그거만 알아도 아, 저는 코로나는 둘째 치고 2주 격리만 없으면 사실 주마다 다닐 자신 있어요. 목소리 대너 원 멋있다 생각이 아까는 되게 멈춰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내가 오늘 잘하고 있나, 아, 오늘 또 이렇게 멈췄어, 갑자기 카메라가. 되게 멋있어요 이런 어, 엉엉 어, 제가 음, 고유 하나 시키더라 도드스가 많이 시키를 돼요. 많이 쓰다 이거 쉬워. 쉬마츠 야오가 이치만 해요. 많이 치하더라 나네. 쉬마츠. 心つかまれました。うわー。うわー。 じゃあ、投票邪魔と될까요 진짜 あもっと心をこうやってもいいんですかって言う괜찮다괜찮다 뭐 어, 되게 더 설레잖아. 그렇죠. 아, 근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 그래? 시장, 오케이? 오케 네. 뭐가 오케이지? 아, <laughs> 그러면은 공식 질문 다행. 자, 원훈 씨부터 자 1번에서 5번. 1번이요. 아. 음, 그래, 그래, 그래. 사귀는 사람이 이것만큼은 너무 싫다. どっか食니に 아, 아, 야, 도만 쳐도 돼. <laughs> 원훈 씨.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예의가 없다거나 어. 상대방을 어.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상세 정보를 얘기를 안 했어. <laughs> 맞아. 너무 많이 물어보면 다음에 어? 둘이서 얘기할 때 얘기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요? 어, 근데 안 될 수도 아, 있- 지 그럼- 않을까? <laughs> 그럼 어, 그럼 피아노가 전공이면 혹시 계속 그 길로 나가시는 건가요? 생코가 아, 아마 취미는 전공은 그 비즈니스 음악 비즈니스 쪽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 일을 하고 싶대요. 원음 원음 끝이야 리액션이 그게? 어. 어... 아니 아니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아.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리액션 해주면 좋지 조금 더 리액션 할까 아... 이 정도는 아... 좀 회전인데 아... 알겠습니다 韓国のどこに住んでらっしゃるんですか대구 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聞いたことあります。は 음. 어, 어딜 제일 가고 싶어요? 한국 처음 오면? 서울이에요. 서울. <laughs> 네. 누나 잘 <laughs> 시장이 만약에 서, 서울을 왔어. 그러면 안내해 주실 건가요? 실장이 저를 괜찮다면 오. 저는 뭐 언제든지 음, 사실은 뭐 도끼도끼 때문에 되죠 실장한테는 <laughs> 취한 저격인가 봐요 그 반대로 제가 일본에 가게 된다면 혹시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줄 수 있는지 間違いない 자기야 당연하대 눈물 나. 눈 나. 오늘 이걸로 됐어 이제 아, 좀 힘들긴 한데 내가 랜선을 하면서 제일 설레는 소개팅인 것 같아 그런 개인적으로 것아 나는 맞아, 맞아. 서로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상상을 해봐 만났는데 음. 약간 육해요? 어 되게 부럽다 음, 육하는 진짜. 만날 때부터 한국말 잘해가지고

꼭 놀러 가야겠네요. 장영이 해 PCR 하고 내일. 지금 화면 덮고 바로 갈게요. 아. 어 오래 오래 오래. 네 죄송합니다. 영상 다음에 찍을게요. <laughs> 저는 표토를 엄청 가요. 어, 연인데 한번 이션이 아서보마실까 진짜. 네. 저 계산은 나 원음 씨가 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今まで 네, 네. <laughs>

本当に幸せな時間になりました。またすぐお会いできたらいいなって思います。오아네뭐얼마안걸릴것같아요시간진짜진짜얼마안걸릴거야 <laughs> 뒤돌아서 서로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동그라미 두 네. 분이서 대나무 밭에서 아, 이러이러 하고 싶으면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 둘셋 자, 자, 축하드립니다. 네, 제주도에서 금방 찾아뵐게요. 날 찾아뵙지 말고 아치장을 보면 네. 빨리 걸어가으면 좋겠어. 나는. 둘이 같이 간다는 뜻이었어요. 음. 쓰고 원음 씨 되게 마음에 들어. 너무 왜? 우리 좋은 만남 가지시고 자 연락처는 끝나면 제가 바로 카톡을 드릴 테니 이맘에 대 미리 왜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원 자, 둘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면 안 되세요. 어,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원은 씨는 네. 연락해서 우리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